저 실례합니다.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.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어? 아, 아 이, 이탈리아 교포시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이야, 이름이 멋지네요. 빈센 조씨? 아, 그럼 어디 조씨세요? y serious? 여권 돌려주시죠. 예.